Yeshua Yeshua 사랑은 예수와 예수와 예수 다시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네 自己。 Yeshua. Yeshua. Yeshua Yeshua és 기다리는 신부향에 예수와 예수 예수 기다리는 신부향에 시온에서 땅 끝까지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Yeshua. Yeshua, Yeshua, hala esobek tukati. 기다리는 신부향에 예수와 예수 예수 not in shoes.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수와 예수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시온에서 땅 끝까지 cidade shoes. You. Yeshua, Yeshua. Yeshua Yeshua 예루살렘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수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라에서 백두까지 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수와 예수 예수 기다리는 신부 향해 시온에서 땅 끝까지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